그거보다 이게 급해 그치? 올그 찍는 줄 알고 엄청 잘 먹네 덥석덥석 먹잖아 음, 먹을 때 어디가? 와 아, <laughs> 아, 모델이네. 라고 이 모델. 어, 모델이다 진짜. 이게 뭐야 이게 뭐야. 완전 모델이다 모델. 자기 조끼 좀 치워. 빨리 입던가. 뭐야 이게 복수대 음. 어? 음.

이거 음식 찌꺼기야 그럼 내일 또 먹을까? 미치겠다 얘 싱크대 안까지 다 들어가니? 내려가 뭐야 지금 안 써.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정사가 안돼 안돼 얘가 투명한 계속 올라오는구나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. 잊어버린 게 아니야 뒷골이 탁탁탁 치면서 잡으려고 괜히 음식 찍었는데 그만 나가다 장난해? 야 끝이 없어 끝이